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스케떡 맛은 맞, 맞을까? 입혀봐 한번 맨 조그만한 거를 목으로 해야지 구멍 뚫면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구멍을 어디다 뚫느냐가 관건인데 对。

방금 되게 편해졌어. 自己够定啊！